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마리언니예요자 아침 저녁으로 추운 쌀쌀한 환절기에 한국인은 국입니다 알배추 하나로 고향 생각나는 국 한번 끓여볼 거고요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하면 감탄할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자 시골 고향 스타일 요리 천재로 빙의 한번 해보시고요 재료 소개해드릴게요 배추와 된장 고추장 육순의 멸치와 야채 조금이 필요합니다 배추가 달달할 때 배추국이 좀 더 맛있긴 한데요. 사계절 모두 배추국은 맛있으니까 꼭 해드세요. 자, 육수용 멸치를 달군 팬에 살살 굴려서 비린 잡내를 제거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대로 물을 부어서 멸치 육수를 내주세요. 자, 저는 쉬운 요리를 지향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오래 끓이면 좀 텁텁하고 써지거든요. 5분 정도만 팔팔 끓여서 멸치는 깔끔하게 채로 싹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 된장 2스푼과 고추장 1스푼을 풀어주세요. 자 된장 2스푼과 고추장 1스푼의 비율은 어느 맑은 된장국에도 통용되는 비율이니까 이 조합이 정말 기본 간도 돼 있고 맛있습니다. 우려낸 멸치 육수에 된장과 고추장을 2대1로 넣은 상태고요. 뭐 때깔만 봐도 이미 요리 성공 예감이죠. 자, 배추는 손으로 쭉쭉쭉 찢어서 준비를 할 겁니다. 자, 칼질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길쭉하게 뜯어주는 게 약간 고향 스타일이고 그리고 배추에서 단맛이 조금 더 우러나옵니다. 더 잘 나와서 맛있어져요. 자, 배추는 6장에서 7장 정도면 오케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냉장고에 고기가 있어서 고기를 넣었는데 고기는 없으면 안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굉장히 맛있는 배추국이 됩니다. 팔 대신 가위로 숭덩숭덩 마리쿡 쉽게 따라서 넣어주시면 되고 자 배추를 모두 넣고 한숨 죽을 때까지 숨이 죽을 때까지 푹 끓여주세요. 배추를 넣으시고 가위로 청양고추도 하나 매콤하게 잘라서 넣었고요. 자, 멸치 육수에 된장 고추장 2대1로 현재 배추만 투하한 상태입니다. 아직 끓기 전이죠. 근데 뭐때까면 봐도 이미 요리 성공 예감입니다. 자 솔직히 좀 쉽지 않으세요? 자 이제 고향의 맛을 기다리면 되는데요. 자 한번 기다려 볼게요. 파도 칼질 귀찮잖아요. 가위로 숭덩숭덩 잘라서 미리 준비 좀 해주세요. 배추가 한번 끓어서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다진 마늘을 한 작은 술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마늘이 들어가면서 갑자기 깊은 맛이 추가되고 푹 끓이면 고향의 맛이 살아납니다. 자, 이제 요리는 90% 이상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자, 깊어지는 맛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잘라놓은 대파를 넣어주면 오늘도 너무 쉬운 마리쿠 배추국 음, 완성됐습니다. 자, 밥을 말아도 맛있고요. 그냥 국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끓이면서 위에 뜨는 불순물은 싹싹 깔끔하게 제거해주세요. 자, 국이 끓기 시작하면 집안에 배춧국 냄새가 향긋하게 퍼지고요. 된장 둘, 고추장 하나 비율이 때깔만 봐도 딱 맛있어 보이고 저는 간도 딱 맞더라고요. 자, 국그릇에 건더기 가득 퍼서 한번 담아 볼게요. 자,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쌀쌀해요. 낮에는 온도가 올라도 쌀쌀한 아침 저녁으로 뜨끈한 배추국 어떠세요? 자, 알배기 배추 고향 스타일로 쉽게 끓이는 배추국 마리쿡에서 여러분도 쉽게 따라해 보시고 뜨끈한 배추국으로 집밥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시 돌아올게요. 마리쿡에서 만나요.